누구 있어요? 아, 누구야? 쌉! 하지 맙시다. (2019년) 9월 12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뭐야? 누구 있습니까? 누 누구 있어요? 뭡니까? 누구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기 있어? 뭐야 이거? 나와 나와 자 맹절인데 뭐하요? 이 더러운 데서 좋은 곳으로 가십시다. 자 여러분들 이쯤 되면은 이제는 체력을 좀 이따 여기는 여러분들 조금 이따 다시 들리는 것같아요 조금 이따 다시 들리고 그 펄은 잠바 달마시안 잠바 바로 거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이 행간문에서 하나 그리고 저쯤인가 해서 또 하나 사한발 쪽으로 문을 흔들고 저기를 흔들고 들어오려고 나는 안에 있었고 그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laughs> 뭐지? 뭐지 이거? 어? 사람? 귀신? 누구 있나?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나와 나와 얘기를 합시다 우리 그만 그만 그만 그만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그만해요 참대도 한계가 있습니다 참대도 한계가 있다 했어요 그만 긁으세요 그만 긁으세요 그만 긁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만 긁으시 그만 긁으세요 그만 긁으세요 장난 엄청 좋아하시구만요 도대체 어디 숨었나? 도대체 어디 숨었어? 사람인 것 같은데? 어? 여기 숨었나? 장롱 안에 있나? 헤헤이 이제는 도망갈 구멍이라고는 없네 어, 장롱 안에 숨었었어 문도 착실하게 걸어놨네 걸렸어라 나한테 나한테 걸렸어라 걸렸다고 봐야지라 걸렸다고 봐야지라 걸렸다고 봐야지라 우 쪽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 이거 말씀하신가요? 이거요? 이건 다른 겁니다 쪽지 아니에요 그러니 쪽지 아니고 뭐 연락처 적어져 있어요 손 흔드는 거 보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람이다 귀신이다 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저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귀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요 귀신도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쯤에 상 움직이는 거 보셨죠 귀신은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비춰줬었어요 누구 있나? 누구 있어요? 이럴 때 갑자기 뭐가 나타나더만 이게 손, 뭐 어떻게 손을 이렇게 흔들었나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무서워가지고 <gasps>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다시 비쳤는데 또 없어졌어요. 누구 있는 것 같은데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나요? 중요한 건 여기를 안 열어봤다는 거야 지금 여기 안 열어볼 줄 알았지? 열어볼 거 있어 나중에 나와 나와 나오라고 나와 문을 빼줄게 내가 그냥 그냥 문을 빼줄게 그냥 내가 문을 빼줄게 문이 잘 안 열리니까 내가 빼줄게 문을 자 걸렸다 자 나와 자 세담 나와 하나 둘 셋 나와 나오라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